뜨거운 열기와 성원을 보내주신 아미분들께 네, 감사드립니다. 폭탄 머리 모래 우리 글피도 한번 파이 파이팅 파이팅 o j cuando miras a otra chica tengo celos 그 그 celos 그러면서 이제 고음 연습을 하는 거예요. Yeah, they. Yeah, they. <coughs> 나 성명사 할줄 알지? USB 성명사 할수 있습니다. 너무 아무렇게 한 거야? 그게 뭐야? 뭐라고? USB 성대모사 왜? 도도도 도도도 폭탄 머리 But I still want you 아, 현이, 현, 이 형이 이거 가지 나 여기 큰거 아니야 What the fuck is that? 봐. 아, 진짜요? Tengo celos, 왜? ¿Yo qué chingado? ¿Soy pintado o qué? No, no estás pintado, pero entiende que se me salió de las manos. Ay, no mames, ¿está claro? Ya. Amiga, ten tu dinero, amiga. Vete a la v- Amigo, no, no, no. Aquí con mi primo Luca, tú sabes, comiéndonos un manguito. 근데 매번 한 번 한 번씩 소중한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, 저희 휴닝카이 Ni se te ocurra. 알려드린 그거 좀 원조 좀 뭘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여러분, 이곳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요? Ni se te ocurra que yo sí te cortó los huevos. tengo 계세요 아디오스 차오 진짜 가요?